아, 거기서 앉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소야가 뭔지 알아, 얘들아? 소야가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소, 친구들아? 모른대. 소아가 나오면서 내려가. 응. 음. 그치? 우리 땡땡이는 소아가 안 내려가. 음식을 왜? 잘 먹어. 야채를 안 먹어서. 아, 야채를 안 먹어서? 우리 땡땡이는 우유만 좋아해. 음. 우리 땡땡이는 그런데 아침 저녁에도 김치 먹는다. <laughs> 근데 우리 친구들도 김치 좋아해? 좋아해. 양념김치랑 비탄김치랑 양념김치랑 쫄깃쫄깃한 고기도 있어. 음. 그래서 애기 사소한 김치가 많어. 다른 것도 보여줄까? 어. 양념치기가 깍두기랑 이렇게 생겼어. 네모난 게. 음. 깍두기 사으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지? 친구들아, 앉아 있어봐. 응. 언니가 애기도 보여줄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애기가 너무 귀엽지? 애기는 원래 맞지? 좋은 애기야. 아. 여기 동, 아, 여기 사람이가 여기 땡땡이 와서 여기는 다쳤거든.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 안녕. 이것만 해야 돼. 응. 뭐 요금만 해야 돼. 어. 여기가 여기 다쳐서. 응, 알겠어. 엄마가 이제 어, 어, 어 엄마 설거지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어. 있지. 먼저 어, 주사 맞을 응, 알았어. 주사 맞을 거. 주사꿍. 어, 아니 여기에 여기에. 여기. 머리에다가? 여기. 꿍. 안울었어안 울었어? 아마 밴드를 붙여야 돼. 테리 테리 머리 스타일 어때? 음, 너무 안 뜯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 엄마는? 응.